한다 하니까 진짜 예뻐질 것 같다고 빨리 하라고 막 그랬어요 주변에서 <laughs> 실리콘 샘하고 조직은 비주격을 기본으로 사용하는데 여기 아, 이쪽 지금 일주일. 응. 어. 딱 볼, 딱 거울 맨날 보는데 뭔가 되게 달라져 있고 더 이뻐진 것 같고 그래서 수술 후에 불편한 거라고는 코 안에 손 때문에 숨 쉬는 거? 그거 빼고는 아픈 건 정말 전혀 없었고요. 약간 제가 지, 제가 붓기가 많은 편이라 조금 회복이 더딘 것 같긴 한데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코 수술만 했는데 되게 얼굴 중심이다 보니까 되게 얼굴도 작아 보이고 윤곽한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서 되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하기 전에는 귀엽다 약간 이런 소리만 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아 진짜 예쁘 예뻐 예쁘다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으니까 진짜 막 연예인까진 아니지만 근데 일반인에선 되게 이쁜 그렇다고 해주니까 솔직히 기분 좋죠 여잔데 이쁘단 소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과하게 이것저것 추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 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는 뭐 시술 끼워 팔기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으니까 더 믿어지는 거. 요즘에는 아무리 뭐 외모 안 본다, 뭐 능력을 본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외모가 중요시 되는 사이고 직업을 가질 때나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외모적인 게 플러스가 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얼굴도 예쁜데 뭐 일까지 잘한다, 뭐 공부까지 잘한다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들을 것 같아요. <laughs>